봉주 <laughs> 네, 참 진짜 루이비통 쇼를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설레는데 사실 저도 처음 하는 경험들이라서 항상 루이비통 쇼는 루이비통 쇼만의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던 부분인지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, 이제 첫 경험인데 루이비통 쇼라서 너무너무 의미가 어, 남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협업 한 디자이너와 어떤 느낌의 옷들이 또 이렇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Let's go! 또 사랑 이거 저에게 패션쇼가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처음인 만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그때부터 뭔가 마음에 드는 의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런 페이퍼에 메시지를 적혀 있는 그런 옷도 너무너무 귀여웠고 러퍼 옷도 너무 귀여웠고 사실 너무 다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하나를 걸었수 없는 메시 버크